재난 이야기. 자, 드디어 이제 소고기 구출 제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뭐, 야야야, 파이리코 어, 왜 그래? 마을 이겠냐? 자,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좀만 더 하면은 납치당한 우리 꼬북이 구할 수 있어요. 와, 그나저나 이 해토피 왕국 규모가 어마무시하네요. I chose to be here right now, but do I actually have the ability to choose? If I'm making decisions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then I'm just seeking the optimal choice based on previous trial and error results from my life. 캐터피인데? I think my choices might just have been the product of how I've been previously conditioned to choose. 뭐라는 거야 너? What do you think? I'm hungry. 그래. 배고 배고파. Right. 밥이나 먹자 임마. 그렇게 복잡해. 자 급식소. I still can't believe you. 아 어떻게 이상해 씨 의문의 급직소 행이야 이상해 씨 등딱지 그 영양분 쪽쪽 빨리고 있어 불쌍해 Oh god it's a cow I can't believe he's so delicious and high in fiber Oh man I'm not sure I enjoy being food Coming through 뭐야 Is that 진짜 말 그대로 Never mind this is my life now 그냥 영양분 주는 기계가 되어버렸네 어? 자, 파이리가 도착했다. Trapped him in the arena. Where have you been? You gotta relax, Eddie. Have some cow. Yo, yo, yo. 아, 저거 무슨 맛일까? 겁나 맛있게 먹네. Part of a complete breakfast. You don't understand. Remember the Andrew from earlier? 야, 니네들 괜찮냐? 이제 파이리 오면 싹 쓸릴 텐데. 왔다! He's coming! 그가 왔다! 오케이, 니들 지금 당장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꼬북이 어딨어 공격하라 와 처절하다 어. 어. 야 모래 공격 통하는데? 저 일단 모래도 갇혔고 홀로 처음보다 태워버린다 켄터프의 왕국이 녹고 있어요 어, 파일이 너무 잔인한데? 와! 어! 드디어 나타났군요, 캐터피 대왕! 최후의 배틀! 아. 자, 니드론이 앞길을 막아서는데 I can't believe I used to be afraid of you. I practically made you a legend. But you're not a legend. 야 그래 이 질긴 낙이야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나는 거야 아저 캐터피 대왕 흑한 거봐 어라? 오! 모래도대 시행아! 든든한 지원군의 탄생! 그렇지! 빠밤! 모래도시가 고지로 진화했다 빠바바 빠라바라바밤. Turtle, attack. Okay. Uh, no. What? Look, I don't have anything against you, but I'm not personally involved in all of this, so well. I'm gonna. I think I'm gonna be leaving. 이 자식이고 결국 완전한 동료는 아니었네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답니다. See ya. Good luck. 수고요. 이렇게 된거 내 손으로 직접 구한다! 꼬부기 기다려! 맨 처음에 그 파블로 없애버려가지고 모자 장식품으로 썼었잖아 그야말로 잔악무도 그 자체였는데 따다다다다다. You might know how to use empathy, but you don't feel it. And if I killed him, you wouldn't feel anything. Shut up! Oh! 어? 슈팅 게임 뭐, 뭐 디펜스 뭐야 이거 골키퍼인가? 잘 막네 거미손이 아주 If you stand between me and Squirtle, I will kill you. Are you willing to die for these worms? This is my 근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나봐요 저 If I can stop you 니들어는 from killing just one 어쩌다가 more, 이제 캐터피 왕국에 들어왔을까? it's worth it. Release Squirtle now! 당장 꼬북이 돌려내 안 그러면 얘 죽는다. 알겠어? <gasps> 와 그냥 복수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캐터피 대왕도 하나뿐인 형제가 파이리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해버렸으니 어, 나 같아도 눈 돌아갈 것 같긴 해 결국엔 진짜 니드론도 없앨 생각이야? 그만해 파이리 이제 That's enough, Charmander. 헐! 뭐야! 파이리의 배... 설마 꼬불이가 배신한 거야? One more. Huh. I thought he might look different. Squirtle! I... 방 못하네. Oh, I'm sorry. 근데 문청어... 물공격 치명적인데 파이리한테? 와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파이리 어 생각해보니까 이제 물대포 배웠네 꼬북이 You took so many innocent lives. 그래요. 이렇게 원 꼬부기 구하러 와중에도 너무 많은 애들이 희생됐어. 그래, 우리 팀이 아니고 넌 그냥 오로지 진화만 어, 강해질 생각만 했었어, 파일이. But you were always in this for yourself, and I couldn't fix you. But thanks to them, I can finally fight back. 아... 포터피 펜을 붙어버린 건가요? 안돼 wanted 파이리 me to kill you. 죽기 일보 직전이야 이번엔 진짜로 They're not like you. 어그로가 아니라 They might be cruel, but at least they know when to listen to reason. We've reached an agreement. They're willing to let you live, but only in this. 그래 Sorry, Charmander. I don't know when I'll see you 그러면 again, 이제 but it might not be for a while. 하이리를 이 몬스터벌에 감금을 해서 강제로 약간 말을 듣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Now stand down. Whoa, whoa, what, what are you doing? Stand down. That's an 야, order from your trainer. 이거 Wait, you said 말하고 다르잖아. This is for Pablo. 헐, 안돼. 와, 이거 그냥 처음에는 그냥 행로다 삼형제의 병맛적인 행동만을 보면서 어, 그냥 웃기는 영상인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졌네요 깐부인 줄 알았던 꼬부기가 배신을 했고 결국에는 파이리도 캐터피 대왕의 피해 복수에 당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